추, 추워서 짜게 지나 보다 어?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찍어봐 이렇게 시간이 늙었네. 고생 많이 했네.